ああ Música 위해서 짠! 이거 무서워서 방쓸수 있겠나? <laughs> 进来的。 나도 여기 살아도 돼요? 살아도 되는데 주지매요? 하고 뭐 했잖아요. 부시고 싶어, 채? 못 부시고 다시 만들 거야. 다시 만들 거야.